아, 제가 저번에 K7 밀었던 거 기억나세요? 그곳에 그 영상 보고 되게 재밌으셨다고 우리 크리스리님께서 재밌었다고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으신데 근데 솔직히 제가 못 이길 건 알지만 효과도 제가 많이 발렸잖아요 솔직히 <laughs> 뭐 더 이상 이럴 거 없습니다 아, 오늘은 K7이가 아니고 오늘은 어떤 거냐면 뭐죠? 트라지 엑셀이 자 이건 약간 좀 K7이랑 무게 좀 살짝 좀 더 나가요 화면상에서 안 보이지만 이게 언덕길이에요 이미 한번 중립 한번 놔주시겠어요? 브레이크 떼고 중립을 떼고 가면 이대로 그냥 넘어가요 여기 언덕길이야 네 멈춰주세요 방지턱 넘어서 뒷바퀴만 여기 뒤에 닿면 끝나는 걸로 네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어 좀 무식한 <laughs> 어 근데 훈련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유튜브상에서 이건 마랑님의 훈련법으로 벌써 양성이 났기 때문에. 아 근데 이건 지금 미축구에서 요아 그래요? 팀티보라고 해서 어. 유명한 큐비 코치가 이거 직접 시켰는데 제가..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남자는 말이 없어요. 바로 해봐야 돼요. 자, 우리 심판님 계시고요. 탄력이 탄력을 받을 수 없는 거리고요. 이기겠다는 거는 의미 없고 일단 제 자신을 이기고 싶습니다. 우리 경륜 프로 선수 K7 영상 보고 몸에서 마음에서 갑자기 와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밀고 싶다. 와 방댕이 보세요. 자 도달했습니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아 <laughs> 자, 오늘 집에 가자마자 스파트 들어갑니다 <laughs>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페널티를 더 받아서 비거리를 그냥 짧게 해주세요 저도 타면 안 될까요? 아, 아 타세요 타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여기에다 한 번 더 타서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앞이라서 미는 게 경사가 져가지고 눌려져서 이게 앞뒤를 한번 바꿔볼까요? 어 좋아 어 미나야 어어어 어, 어. 어. 아! 파이팅 지구력 간다 아, 대단하시다. 와. 하여튼 축하드립니다. 자 이제 제 차례죠 예. 자 저는 아까처럼 저는 이제 좀 짧게 주세요 앞으로 쭉 가주세요 앞으로 쭉쭉 쭉가쭉가쭉가더더더더 더더 가죠 더 가세요 자 이거고 또 타십니까 <laughs> 잠깐만 자 제 주변에 좀 적이 많아요 고! 지구력! 아! 버텨내! 아!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? 아니 아닙니다 뭐 제 자신을 이긴 거기 때문에 마랑님을 네. 이긴 거 지금까지 마랑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바 네 로바 사랑합니다